라이브다. 아, 언제 들어? 들어와라. 오늘 10분만 방송 10분만 하고 잘 거기 때문에. 아. 음. Hi. How are you? 건니쥬아. 정구가 어, 어 맞습니다 라이브예요 알람이 왜 안 뜨지? 음 surprise라서 머리 조명 때문에 갈색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음흠.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지금 지금 여기 시간이 어 2시 8분이에요 새벽 2시 8분인데 아이고야 새벽 2시 8분인데 제가 여기 지금 찾아온 이유는 음. 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와, 왔습니다. 음. 딱, 딱 10분만 할 거예요. 이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일, 내일 콘서트가 또 있기 때문에, 본부 보러 오려고 본부 보려고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신가요? 뭐라 해요?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 시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힘내세요. 아 맞아 저희 추석 추석 때뭐 한국에는 없었는데 그 케이터링에 송편이 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떡 잘 챙겨 먹었어요. 송편. 또 맛도 되게 다양해서 맛있었습니다. 천국아. 여기는 지금 새벽 2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투어를 하며. 네, 여기 안 추워요. 날씨. 아, 마 한국, 한국 춥다면서요. 한국 이제. 여러분들이 감기를 조심하셔야죠. 저는 튼튼합니다. 아, 이 셔츠, <laughs> 이 셔츠를 많이 좋아한다기보다 이 전날과 전전날, 전전전날, 그저께 뭐 다 다른 옷을 입었는데 하필 이 브이앱 할 때만 이 셔츠를 입게 되는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네요. 어저 송편 성편보다는 꿀떡이 솔직히 제 취향엔 더 맞는데 이제 근데 송편이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달달하고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건 되게 좋아하고 좀 되게 안맛도안 나는 송편은 여기 편식이 편식이 좀 있어요. <laughs> 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했어요. 음. 오늘 나 뭐 먹었지? 어? 오늘 나 뭐 먹었지? 아, 맞. 지민이 형이랑 치킨 먹었어요, 치킨. 지민이 형이 치킨 시켰는데 제가 같이 먹자고 해서 제 방에서 먹었습니다. 영상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미 뭐해? <laughs> 아, 이런 거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살짝 오글오글한 거 잘 못해. 따따따. 어 퇴근길에 라이브라니 퇴근길에 퇴근길이지만 아니 퇴근길에 라이브지만 휴대폰 보신다고 주의 못 살피고 가다가 넘어지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됩니다 책상 왜 부셨어요? 책상 부시면 안 되지 책상 책상 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어? 힘이 필요한데요. 조용하다. 딱, 딱 10분만 할 거거든요, 저? 딱 10분? 딱 10분 할 건데, 지금 벌써 6분 24, 5초가 지나, 6분 27초, 8초.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빠르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해외 투어 재밌습니다. 아 맞다. 그 갔을 때 유엔 갔을 때 그 유니세프 현장에 있었을 때 되게 어, 엄청 긴장 많이 했었어요. 진짜 긴장 많이 했고 어, 행동도 더 조심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에 끼는 거. 근데 진짜 딱 듣다가 아,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고 있고 통역을 해주는데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음, 렘몬형을 아니 RM형을 보면서도 아, 그 연설하고 있는 랩몬형의 뒷모습이 참 커 보였어요 진짜 거인 같으세요 거인 엄청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형입니다 RM 유스 u s m 전 자기 전에 이렇게 라이브를 <clears throat> 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10분 할 거예요, 10분. 아, 내일 콘서트다. 내일 콘서트 잘하게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또 보내주고 계시네요. 보라색 하트와 많은 하트와 많은 말들로 아 힘이 된다. 내일도 열심히 하고 와야지. 네, 저는 건강합니다. 오, 딱 시계 봤는데 0901이었어. 딱.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루가 궁금합니다. 가끔 제 그런 생각을 해요. 차 타고 가다가 어 깜짝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간이 아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다음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laughs> 아, 힘내세요. 오늘 뭐 지금 일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뭐 밥을 드실 수도 있고, 다양한 하루를 지내고 계실 텐데, 모든 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시작하는 하루도, 끝나는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내일 콘서트를 위해서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의 셔츠를 좋아한다. 고맙다. 하, 원래 이게 V앱의 묘미는 이 시간이 초과돼도 계속 하는 맛인데 오늘은 내일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 가기 싫지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잘 자고 아니지 잘 자, 자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일어나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일어나 있는 분들도 있겠다. 그죠? 자,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자. 가기 싫지만. <laughs> 안녕, 진짜 간다. 마지막 인사를 뭐로 하지? 아. s e